오늘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제 집에 왔기 때문에 집이 또 남양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남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잠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정말 기적처럼 하늘이 쨍쨍해요 예.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8만 출연 8만 출연 아까 밥, 밥도 먹었는데 밥 먹는 거는 못 찍었어요 배고파서 너무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이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샹치 볼 거예요 샹치 인사해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정말 가고 싶었던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매니저님도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갔다 오려고요 가서 물고기도 보고 해파리들도 보고 살 수 있으면 기념품까지 사서 제대로 즐기다 오겠습니다 파리용 간다고 해가지고 나들이 가는 것을 입어봤습니다 꾸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와우 얘는 또 제가 온다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와 진짜 크다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너가 나쁜 기운을 없애주니? 우리 대박나게 해줘 여기도 럭키우스야 안녕 달팽이 렌즈 껴서 투명 렌즈 아유 나 시력이 안 좋구나 간다고 제 인사해주고 있어요 뭔가 색깔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우리 더 멀고 <laughs> 있어 바다 수상 배우 트 출동! 아 제가 예상해보면 여기는 뭐 해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 인 프레디도. 프레디도. 아빠, 아빠. 진짜 앉아있어 약간 진짜 아마존 언급한 느낌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라도 돼요. 엄청 커. 오, 대박.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와, 진짜 커. 저 밑에도 있어, 나무. 오, 어, 여기도 있네. 오, 깜짝아, 뭐야. 와, 진

성우다 오 무서워 오또 지나간다 다음은 있어 안녕 <laughs> 너도 안녕 여긴 뭔가 스폰지밥이 살 것 같은 哦。 저거 은가인가? 어, 진짜 크다 인어로 착각할만 하네 진짜 크다 오 두 마리다 한 마리 더 나왔어 진짜 뭔가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본 것 같더라고 갔 보니까 아쉬워가지고 또 올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아까 매너티가 밥 먹는 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고